내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? 너랑 헤어지는 게 그게 싫어서 내 옆에 두고 싶어서 친구로 남자고 그랬던 것 시작하지 못했던 것도 다 이기적인 내 마음 때문인 건데. 친구로 남자더니 이제 친구도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알아. 내가 참 이기적이지. 친구로서 옆에 붙잡아 놓고 싶었어. 그러면 헤어질 일도 없을 테니까. 그랬는데. 너가 나 많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친구인 척 그렇게 넘겼어 내 자신도 속여가면서 너는 친구다 친구다 친구다 이러면서 내 마음을 눌렀어. 너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. 나한테 연애는 헤어짐의 연속이었으니까 그 굴레에 너를 덮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누구보다도날 많이 아낀다고 그 한마디를 바보같이 못하고 이렇게 너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네가 더럽 내 옆에 있으면 계속 상처일 테니까 다시는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만나지 마. 그리고 사랑했어. 아니, 사실 지금, 지금도 사랑해. 미안해. 사랑해서 네 사랑 못 받아줘서 너무 너무 미안해.